안녕하세요 에어컬러입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쇼핑몰 화방넷에서 새로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재료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수채화를 그려보려고 수채화 재료부터 샀었는데 제대로 된 팔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서 오일 파스텔로 갈아탔었고요 어, 오랜만에 배경붓 백붓이라고 하는 것을 샀거든요 그리고 팔레트도 같이 주문했어요 어, 그리고 일반 파스텔도 주문했는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스케치북도 왔네요. 우선 스케치북 음, 제대로 주문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선 어, 제가 주문한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파브리아노 스케치북 샀어요. 파브리아노 스케치북 A5 사이즈 120g 50매 맞네요 어, 주로 스케치 그리고 제가 주로 그렸던 그림들이 에어 어, 오일 파스텔이라서 오일 파스텔 그리고 일반 파스텔 적합한 스케치북이 따로 없어서 제가 그동안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기존에 사용하던 스케치북은 캔손 300g짜리인데 여기가 이 수채화 전용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파브리아노 스케치북에는 어, 파스텔 전용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샀습니다. 음, A5 사이즈를 잘 몰랐는데 좀 작네요. 그죠? 음.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어, 낮장식 떼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림 그리기 아주 적당하고 어, 수채화 용지와는 다르게 매끌매끌해요.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기대가 큰 제품이 이거거든요. 어, 문교 파스텔 64가지 색상이에요. 사각 파스텔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완충제가 들어있고 어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생겼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어, 64가지 색상이 맞습니다 자, 잘 쓸게요 그러면 스케치북 사각 봤을 때도 또 뭐가 왔을까 음. 어, 사실 이번 택배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이게 찰필이라는 건데 올파스텔 그리고 나서 이게 없어서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종류별로 세 가지를 샀습니다 우선 크레타 칼라 찰필 소 7mm 그리고 이거는 중 사이즈인데 9mm 크레타 어, 9mm예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가장 큰 거 깎아서 사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대 사이즈인데 이제 이게 대중소를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얘가 12mm예요. 지금 표시는 없는데 얘가 대자 이렇게 차례대로 소, 중, 대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그리는데 제가 필요해서 산 것이 얘가 3호 양모 백붓이에요. 2호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3호를 샀습니다. AMB 배경붓 백붓이라고 하죠. 요거 3호 샀고 수채화 그릴 때 요긴하게 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주로 튜브로 된 액체 물감 쓰는데 어, 이게 민신아트에서 나온 거예요 민신아트에서 나온 알루미늄 팔레트 20칸짜리 아 예쁘네요 제대로 된 팔레트가 없어서 얘가 첫 팔레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짜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어 스무 칸 이렇게 이렇게 음, 쓰면 되겠네요 음, 예쁘죠 예, 제가 산 것은 소형이고 720이라고 기재된 호수예요 워터컬러 팔레트 고체 물감도 다음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선은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당분간 또 예, 재밌게 그려보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예,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설레이고 한번 비교샷 보여드릴까요? 음, 이게 일반 메모지거든요. 일반 메모지에 이제 좀 치우고 어, 제가 원래 사용하는 문교 올 파스텔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문질문질 했을 때 이렇게 음, 어, 이렇게 문질문질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막 도착한 이 찰필로 보여드릴게요. 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렌딩 할때 음, 다른 종이에도 해볼게요. 원래 사용하던 드로잉 노트인데 드로잉 노트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이것도 이렇게 문질문질 음, 그 다음에 이 찰필로 음. 음. 좋네요. 철필은 이렇게 깎아서 쓴다고 하던데 한번 제가 깎아 보겠습니다. 오. 예, 압축 종이 연필 같은 느낌 어, 진짜 연필 연필이 아니고 종이를 깎는 느낌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제가 태어나서 찰필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기도 알았고 지금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잘 깎이네요 이렇게 해서 또 문질문질 문질문질 음 그리고 이제 또 묻으면 또 이렇게 또 깎고 신기합니다. 아, 새로운 재료와 함께 또 재밌는 그림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